황민아가 김종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응원했다. 황민아는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의 셀카와 함께 김종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스트리밍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환민아는 샵사인 김종민 오스트 샵사인 확팅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김종민을 응원했다. 앞서 김종민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응원 사이트를 통해 MBN 새 수목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오스트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공개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쓸쓸한 분위기의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리듬의 발라드 곡이다. 한편 황미나와 김종민은 현재 TV조선 연예의 마대 출연 중이다. 황미나 기상캐스터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르는 미모를 과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미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황미나는 무결점 피부와 더불어 완벽한 몸매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미나는 현재 TV조선 기상게스트로 활동 중이며 현재 방송 중인 연애의 맛에 출연해 김종민과 소개팅 후 커플이 돼 달달함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연애에 맡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 일 오후 11시에 방송한다. 기자 등호 황미나 자체가 주는 매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예보를 할 때도 시청자들은 날씨에 대한 관심 보다는 오히려 환미나 미모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황미나 기상캐스터가 마침내 연예인의 길로 첫 발을 내딛었다. 종편이긴 하지만 예능과 손을 잡으면서 황미나 이른 설. 자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추석 명절, 황미나 이름 석자가 전날부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키워드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본인도 놀랄 만큼 황미나 전성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마저 나온다. (24일) 오전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황, 미나미모, 다들 뒤돌아봐, 다 가려도 섹시 극, 그. 남자토 반할 여신 핏 감동, 10등신 매력에 난리하라. 는 제목으로 그녀의 사진들이 속속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황미나의 마네킹 미모가 주를 이룬다. 황미나는 가수 출신 방송인 김종민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누가 보더라도 자고치기 고스톱이지만 대중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진짜 연애가 아닌 가상 연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미나와 김종민 사이를 결혼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넘쳐난다. 그만큼 황미나와 두 사람의 조합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고 얼핏 진정성 역시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방송에서 데이트 예능을 거짓으로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미 나 이름 석자를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작진도 캐스팅 단계부터 이러한 황미나 열풍을 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특정 포털 사이트 1순위에는 황미나 이름만 걸려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대중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셈이다. 황민아가 프로그램 이후에도 연애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청자는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란다는 무리. 군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황민아는 OBS 기상캐스터 시절에도 빼어난 미모와 모델. 같은 몸매로 시청자와 네티즌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한편 16일 첫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과 황민아의 데이트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과 황민아는 박물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기 상캐스터인 황민아에게 측우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센스 있는 장소 선정에 황민아는 김종민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갔다. 한편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 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연애의 맛 김종민의 소개팅 상대인 황미나 기상 게스터의 첫눈에 설레며 황미나의 관심이 모아졌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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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씨가 황민아 씨와 첫 만남의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6일 처음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마대는 방. 송인 김종민, 38, 씨가 출연했다. 김종민 씨는 이상 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기획에 도에 맞춰 TV조선 기상캐스터 황민아 씨와 만. 김종민 씨는 황미나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극도로 긴장했다. SNS로 황미나씨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코요태 신지 36 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데이트를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약속 장소에서 김종민 씨가 먼저 나와 상 대를 기다렸다. 김종민 씨는 많이 떨린 듯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 복했다. 이때 박물관에 학습하러 온 아이들이 김종민 씨에게 저 기서 오고 있다며 도움을 줬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온 환미나 씨를 처음 만난 김종민. 신은 화이트로 또 이렇게 라며 악수를 청했다. 이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웃음을 전했다. 황민아 씨 역시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김종민 씨. 다 너무 이쁘시다고 말하자 긴장이 약간 풀린 듯붙 음여 대화를 시작했다.